f 잠깐 당신의 배꼽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가요? Let's get it! 자궁이 팽창하면서 복벽 근처에 장기를 밀어내는데 배꼽도 예외는 없죠 특히 3.65kg의 우량아를 키워 키키의 배꼽은 다시 안 들어옵니다 자 이들을 보세요 아이키 언니 가이 언니 해외 언니들까지 피부와 복근이 완벽하게 복구되진 않으니까 그러나 억울해하지 어, 마세요 애초부터 당신께 아니었으니까 <laughs> 당신도 물려받았고 물려주는 거라. So simple.